그거 이용하시면 최대 30%까지 완전 꿀팁이에요 어떡하지? 정말 날것 같아요 <laughs> 큰일 났다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어, 뭔가 이렇게 앉으니까 유튜버가 된 것 같은데요? 따르라 라라 비가 온다 여러분 1회차 신! 아무도! 저 오늘 뭐 하면 되나요? 근데 우리 촬영이 delay가 생겨가지고 아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냥 사면 돼요 여기서? 우와 제 아이패드 같은 거 놓고 다니면 너무 좋은 실용성, 귀요미, flex. 이거 딱 어때요? 제가 진짜 평소에 옷을 진짜 안 사거든요? 계절 바뀔 때 한 번 사요. 그냥 제가 사실 위클리에서 공식 패션 바보거든요? flex에서 패션 바보 타이틀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나? 흰 티가 있어야 돼요. 오버사이즈 느낌. 멤버들도 지윤아, 너는 좀 basic을 사. basic 흰 티를 한번 구입해볼게요. 아 귀여워! 아! 귀엽다. 이만한 거쓸 데가 없는데 너무 귀여워 너는 들어와 어, 옷 사야 되는데 내 <laughs> 갓김치 패션은 어, 나를 말하는 그런 웨이다 오늘만은 아껴보지 말자 이렇게 있을 줄 알았으면 너 1층에서 그렇게 안 샀죠 여름 옷을 사야 되는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있어야 돼 그냥 흰 티나 검은 티에 이렇게 이렇게 딱 하나만 입어도 나 될 수 있다 패션왕 여름이었다 이쁘다 너다 봐 어머 하의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초과될 것 같아요? 전 초과까지 생각 안 했는데 15만 원? 제가 사실 이렇게 진짜 한 번 나와서 엄청나게 이렇게 사본 적이 없어요 곧 살려고 했었거든요 <laughs> 한번 직접 보시겠나요? 13만원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이 강아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얘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바지도 근데 또 왜 이렇게 많지?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어 노트북 파우치가 안 빠졌어요 왜 저를 그렇게 유혹하세요? 아 그럼 이렇게까지 살까요? 인생의 한방이나 계산하겠습니다 19,300원입니다 안녕 왜 죽어요? 돈이 안 돼요 갑을 안 돼요? 이런 것도 멤버들 하나씩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악마의 거래! 제 영혼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잠깐만요. 저 가불 받은 기념으로 댄스 좀 할게요. 아, 아, 예. 아, 음,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인형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들어와. <laughs> 일단 넌, 일단 너 와. 넌 와. 혹시 많이 사면 할인도 있나요? 많이 사면 할인 있다! 귀여워! 넌 지금 일하고 있어! 놀러 온 게 아니라고! 아! 총에서도 부활 3,500원 나오시거든요. 애교 DC 이런 거 안 돼요? 운명의 결전을 시작해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몇 명을 포기할 거야. 너희들은 언젠가 만날 거야. 잘하시 노래를. 어느새 세상 길어지지 그림자 자를 따라서 우린 스케이트보드 위로 마치 춤을 추듯 발을 굴러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진짜 flex 했네요 완전 flex 했습니다 가불도 조금 했습니다. 가불? 네. 그러면 미션 때 받은 20만 원 다 쓰고 더 쓴 거예요? 그럼요. 오리 파우치, 귀여운 키링, 바지. 그래서 좀 아껴 쓰진 않았다? 그러게요. 저안 사봤는데. 아, 근데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는 쓰지 마라. 시청자분들이 좋은 소비를 위해 제가 좀 앞장서서 안 좋은 소비를 보여드렸다. 글부터 읽어드릴게요. 수수료 아끼는 법, 주차비 아끼는 법,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아파트 관리비 아끼는 법, 데이터 아끼는 용돈 아끼는 법 이것을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 그래서 오늘은 돈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아끼면 뭐가 좋은지 등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떡하지? 저 혼날 것 같아 큰일 났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절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알짜왕입니다. 절약이요? <laughs> 저는 위클리에서 어, 열심히 노래하고 노래 만들기도 하고 어, 춤도 열심히 추고 어, 열심히 살고 있는 지은입니다. 오늘 지은님이 어떻게 좀 플렉스했는지 좀 보면서 한번 소비 성향 패턴 한번 좀 봐볼까요? 아, 저 진짜 막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한 거지 제가 평소에 절대 이렇지 않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소비 성향에 대해서 막껏 혼내셔도 좋아요 <laughs> 제가 이때는요 사고 싶은 걸 확 가져간 다음에 이제 바코드를 찍어보고 제일 최하위부터 뺐어요 원래 평소에 쇼핑하실 때도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음. 편인가요? 네, 아, 그냥 아, 마음에 든걸 즉흥적으로 따로 뭘 사야겠다 생각하신 건 있으신가요? 기분파이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그파우치 아, 파우치. 좀 귀엽게 생겨서. 아, 파우치가 지금 없으신가요? 있어요. 아, 있는데 또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고장나진 않았고요. 네, 너무 아... 귀엽게 생겨서. 사실 고장나지 않는 이상 새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laughs> 조금 억울한 게 옆에서 피디님들이 되게 부추겼다요? 눈빛이 이렇게 번뜩이면서 사요 이러셨어요 <laughs> 그러게 지금 너무 신나셔서 지금 두 개 중에 고민을 하고 계세요 둘 다 넣었어요 지금 보시면 절약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오로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살까 혈안이 되는 거지 싸김에 꿰어 넘어갔습니다 사고 싶은데 사세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에 제가 방송 아니면 이렇게 안 사요 20만 원에 꽁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바로 집으로 갑니다 왜요? 당연히 꽁통이 생겼으니까 이걸 저축을 해야죠. 저는 바로 집에 가서 그거를 모아둘 생각이거든요. 없었을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겼잖아요. 20만 원이 저축이 되면 자살이 20만 원 늘어나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저축을 하죠. 생각이 다르시네요. 저는 그 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계획에 없는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충동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가장 이제 아끼는 거에서 중요한 게 예산 안으로 제가 음. 계획된 소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네. 정해서. 네, 심지어 2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과소비를 하셨다고 제가 <laughs>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에요.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정말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제 평소 소비 습관이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북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 천 원 남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오천 원이야. 음. 하면 다시 삼만 원을 결제해요. 아, 사 4천 원만 다시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만화책이랑 책으로 음. 20만 원을 썼어요. 절제가 안 되는 이 소비. 아껴쓰기 첫 번째 스텝! 가계부! 제가 가계부를 쓰면 절약이 될 줄 알았거든요. <laughs> 보고 아... 음 이러고 말아요. 그러고 더 쓰고 그냥 또 적어요. 사실 가계부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또 다음에 어떻게 소비를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산을 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내 소비가 또 무한, 무한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가계부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내 지출이랑 음. 소비 습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음.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전혀 그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한 달 동안 대충 얼마를 쓰시는지는 음.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알아요 아. 이 내역을 항상 어머니가 이제 보여주세요 너 음. 이번 달에 이만큼 썼다 이렇게 용돈을 받으시면서 어쨌든 한정된 그 예산이 있으실 텐데 왜냐면 제 돈. 아, 아, 아. 저작권료가 좀 있어서. 어, 그걸 더 가계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계부를 쓰면 자기 소비, 소비 패턴에 따라서 자신한테 잘 맞는 카드도 네,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혜택이 좋은 걸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 가치를 느끼고 소비를 하는지 더 나를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피드백이 가능한 게 가계부 쓰기거든요. 그럼 아껴 쓰기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이 그럼요. 가계부인 네. 거네요? 네, <gasps> 그렇습니다. 요새 MZ세대 어, 다르죠. 요새 MZ세대는 자신이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그게 비용이 어떻든 그거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지윤님이 오늘 그 flex를 하신 것 같아요. MZ세대들이 flex 문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MZ세대를 대표해서 완전 플렉스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가계부를 써서 월화수목금 동안 5일 동안 5천원씩 아꼈어요. 그래서 2만 5천원을 아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주말에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2만 5천원짜리 피자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은 무용지물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2만 5천 원을 아끼지 않았더라도 주말에 피자를 사 먹었을 거예요. 5천원씩 안 아꼈다면 25,000원이 제 통장에 없을 텐데 네, 피자까지 먹으면 25,000원이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 5만원을 소비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꼈으면 25,000원은 제 통장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음. 음, 아껴쓰기 두 번째 스텝 여러 가지 혜택을 알아보자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게 교통비였어요 아.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이 이만큼이면 음. 이만큼이 교통비인 거예요. 아,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숙소랑 학교가 아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음. 이렇게 좀 이동 거리가 많으실수록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gasps> 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 정기권을 이용하시면 한 달 5만 5천 원에 60회를 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어? 경제적이고 또 버스랑 지하철을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면 최대 30%까지 네, 할인이 가능합니다. 어, 저 이런 거 진짜 몰랐어요. 음. 완전 꿀팁이에요. 아껴쓰기 세 번째 스텝! 어플을 활용하자! 그럼 밥 먹고 음. 커피,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고 아. 이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커피를 참 안 마실 수도 없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4,000원 뭐 이 정도 하는데 보통 이제 커피를 마실 때는 중고 기프티콘을 사요 아 네, 그 기프티콘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네, 그게 뭐 팔라고라든지 니콘내콘이라든지 다양한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한 30% 정도 저렴하게 기프티콘을 사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 먹는 게 아니라면 카누같이 대용량으로 미리 사두셔서 그거를 마시는 것도 어. 굉장히 경제적이거든요. PPL 환영합니다. 너무너무너무 flex를 하고 싶어요. 어. 아, 막 충동구매를 막 하고 싶어요. 일로 와. <laughs> 그럴 때 좀 안 하려면, 음. 자제하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내가 만약에 쇼핑을 하러 가는 날이다 하면은 내가 구입할 목록이랑 예산을 짜서 딱 그 금액만큼만 음.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 무계획적인 소비가 사람을 이렇게 네, 제일 위험합니다. 위험하게 네.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그랬어요. <laughs> 앞으로는 저 계획하고 살게요. 아, 좋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떻게 아. 좋은 시간 다니셨나요? 아... 알짱님 네. 오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건강한 소비 습관 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계획해서 소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피왕 네. 구독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니프 <laughs> 네 구독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신 아나바다 첫 번째 시간 학교 쓰기 좀 어땠나요? 정말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좀 부끄러운 <laughs>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어, 평소에는 이렇게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flex 하신 물건을 오래오래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오늘 산 물건들 오래오래 아껴 쓰고 계속 새로 입고 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쓸 생각입니다. 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오늘 산 물건들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껴 씁시다. 신! 답을 안 돼. <laughs> 아니면 뭐 한, 제가 5천 거더 드릴게요. 미스 <laughs> 사면안 돼요? <laughs>